ぱりは 털 빠지는 거 봐. 야, 털 봐! 털!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엎드려 어서오세요 보루아범입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보루가 저한테 오는군요 아빠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보루한테 뜯기고 살아요 사람 무는 거 처음 봐 그래도 보루한테 맛있는 간식을 하나 만들어 아우 아파 오늘의 재료입니다 계란 하나 넣어주시고요 코코넛 오일 한 숟가락 넣어주세요 꿀도 한 숟가락 넣어주세요 누가 이렇게 세게 닫아 놨어 이제 저어주시면 됩니다 쌀가루나 오트밀 가루를 넣어주세요 저는 이때부터 망했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반죽하는데 왜 버섯이 생겼지? 역시 음식은 손맛이죠. 어떻게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질버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이 계란이랑 꿀, 오이를 넣어주세요. 쌀가루 넣어주시고요. 아까처럼 묽을 때는 쌀가루를 조금 더 넣어주세요. 이제 반죽을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드시면 돼요. 어우 하기 싫어 빼빼로니까 저는 길쭉하게 만들어 볼게요 저는 180도에서 3분에서 5분 돌렸어요 너무 많이 하시면 건조해져서 갈라지게 돼요 이제 반죽에 색깔을 입혀줄 거예요 우유 1리터당 한천가루한 숟가락을 넣어줄 거예요 종이컵에는 캐롯가루, 시금치가루, 단호박가루, 비트가루가 넣어 있어요. 어느 정도 끓은 우유랑 섞어줄 거예요. 한천 가루를 넣게 되면 빨리 굳게 돼요. 저처럼 담가두지 마세요. 빵이 없어져요. 세네 번 정도 작업을 해주셔야 색깔이 뚜렷하게 나와요. 그릇에 대고하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완성된 모양이에요. 보루가 잘 먹어줄까요? 와우! 어. 맛있죠? 아직 다 안 먹었어 불? 불 엄마 갔다 올게. 엄마 행복해. 보루 행복해. 보루 잘 살아라. 오. 이. 보루. 보루 이게 뭐야? tá? 보고 있어? 버, 버릇집 보고 있어? 그 집 말고 그 집만 보지 말고 버릇? 버릇 버릇 버릇 버릇 버릇 그럼 엄마 갔다 올게 잘 있어 잘 있어 보고 있어. 어? 나한테 온다고? <laughs> 손 이쪽 손, 손. 집으 가자 Put your kid there. 목표를 포착했다. 이렇게 된 친구가 오빠가 하나 있거든. 남자예요, 음. 남자예요? 아니 오빠. 여자예요. 여자애요 <laughs> 아니 오빠, 반이 오빠인 줄 알고 너 그러는 거지? Thank you. 선 볼에 선 볼에 선 볼에 선 이쪽 손 손. 잘했어. 막아. 어때요?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Солнце. Gracias. Yeah.